오씨. 어, 진짜 뭐야 이거? 이 설마 K 아니? 아, 콜라 콜라구나. <laughs> 아니 어디서 많이 봤다 했거든요. 아니 콜라구나 이거. <laughs> 아 끔찍해라. 아. 아 네.